신나게 한글을 배워봐요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시옷 사서소수스시 사서소수스시 한 번 더 사서소수스시 사서소수스시 자음에모 뭐 힘을 합쳐봐요 시옷에 알을 붙이면 사사사사사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사자 시옷에 어를 붙이면 서 서랍 서랍 서랍 서랍 서랍 시옷에 오를 붙이면 소 소 소 소 소 소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시옷에 우를 붙이면 수 스피커 스피커 시옷에 이를 붙이면 시 시 시 시 시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한글 정말 쉽다